찾아왔습니다. 드디어 세 가지 복수가 있네요. 여기는 대마도 전망대 대마도가 보이나요? 뭐 드디어 다 와갑니다. 종리 해변. 오. 갈매길도 되고 해안 누리길도 되고 여기는 중리해변입니다. 중리해변. 드디어 찾았습니다.